할렐루야 우환지신 사방도 받아 우환지신 사방도 주고 가져와요 우환지신 사방도 이헬렐레 이야헬레 바다바고 자이지시네 이시와 내 인생과 권리와 헬레

Senhor, a paz nas. O tempo hoje, uma maneira. Eita.